베이비 닭. 우리 일로 와. 내 방으로 가자. 아, 엄마. 우리야 내 방으로 좀 가자. you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꽥꽥!